어 이건 이제 알아요 어. 야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와 아싸! 마무리 아 이분이 잘하는데 한 가지 그 콤보 유저로만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네 맞네 때리고 그쵸 때리고 바, 잡고 음, 저렇게 이드 프레임을 가져고 오면서 플레이하는 거구나 근데 왜 내가 자꾸 이드 프레임에 그치지? 와 졌다 졌다 와 아! 어 잘하는데 2분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. 집중하면 지는 거야 아벽 벽 벽 아 뭐야 헐 이분 빡쳤는데 최소 자 못해 <laughs> 이거라도 이 이거라도 어. 엎드려지게 주고요 아, 안 돼! 아, 얘 모션이 너무 길어. 아, 왜 질 것 같죠? 나왜질 것 같아. 렉이 좀 있어, 그리고. 아, 콤보가 안 나와. 아. 아! 아어 <laughs> 이겼다. 자, 동점. 오케이, 나쁘지 않아. 아! 아, 콤보 미스. 콤보 미스 죽음이야. <laughs> 이겼다. 또 이겼다. 아싸, 아싸. <laughs> 아싸, 아싸, 아싸. 아, 나유 형의 여기서 또 이겼습니다. 야호! 어, 이제 같이 시작한 까따리나와 럭키 클로에. 클로에요. 아, 12승이요. 그, 하단을 긁어버린다고? 실화야? 야 아, 잡았습니다 내 너의 신한, 신한을 끊어버릴게 오 뭐야 렉 야, 렉게은 아니지. 와, 갑자기 왜 렉입니까? 아, 저 사람 와이파이야. 노트북으로 하는 거 설마? 아, 그건 아니다, 야. 씨, 와이파이 뭐니? 장난아니아 아이판 짱나 <laughs> 씨. 아 뭐야 이, 이 양반 진짜 아 더티하게 하네 진짜 아나참 아 게임을 하려면 좀 AI야 별싸하게 좀 하자. 아, 뭐니 너는? 아, 씨, 와이파이 뭡니까? 아니, 살다 살다. 아, 또 와이파이를 하고 싶니? 아우, <laughs> 진짜 돌아버리겠네. 야 이거 아니야 오! 걸렸어 <laughs> 아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요 <laughs> 근 저분 저분 12승 꺾었어 12승 <laughs> 꺾었어 아 이번 안 만나 아 나갈 거야 그래 그래 브라이언 오, 어, 왜 가서 맞냐? 오. 와, 일어나다 맞았어. 투. 어허. 아! 마무리! 아이고 이거 모르는구나 <laughs> 이거 몰라 아 아싸 그런 방법을 모르네. 아무리 말해. 어, 이분은 몇 승이었지? 62승. 어, 엄청 잘하겠는데? 세다, 세. 응? l e 오씨, 96매 봐봐. 마무리. 저부터 뭔가 연습하는, 연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아, 연습은 집에 가서 하세. 집에, 집에 가서 연습하란 말이야. 여기는 싸움터야. 야, 야, 야. 아, 지 말고. 알고 있었어? 야 이거를 졌다 와 이걸 할 줄 아네 제대로 당했네 내가 야야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왜 때려 정신 사나볼게 노노노노 야 오 뭐야 이거 가불기야? 몰랐네 야 잠깐 잠깐 잠깐 걸려라 오 어, 걸렸어 <laughs> 걸렸어 안 잤지만 걸렸 걸렸어 네. 아 하단 아씨 No, no, no, no, no. 마무리! 자, 2대2 동점. 야, 아, 진짜. 다른 패턴으로 좀 해봐라. 맨날, 맨날, 맨날.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No, 어, n 어, 어. 아싸! <laughs> 이겼다. 아싸, 이겼다. 이번 똑같은 패턴을 할 줄 알고 속은 거야, 나한테. 자, 수고하셨고요. 자, 지금까지 캄치 힐러였습니다.